괜찮은 장소지? 엘의 힘이 충분한 곳이다 보니 운이 좋다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. 자, 그럼 쳐버리겠어! 떨어졌 린씨? 멜라니아 꼬마 这么